우정이들 그 제가 브이로그라던가 그런 게 보고 싶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다른 이제 가수분들의 팬분들이 막 브이로그 올리신 거를 제가 어쩌다 알고리즘으로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도 약간 궁금은 하잖아요. 만약에 영상을 만들게 된다. 도, 도치단 로그 도치단 로그로 해주세요. Thank you. 여러분 안녕 안녕 주연아